아빠 아, 뭐, 어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짜란다자란다자란다 짜란다자란다자란다 짜란다자란다자란다 어? 어디 갔어? 이런 표정 쓰지 마.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쭉 거기 가면 이런 식으로 Good.